다이너마이트 뮤비 현장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집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다가 꽂혀가지고 일어나서 우유 한잔 마시고 춤추는 학생 Get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Huh. 이제 할리우드 레코드 가게에 이제 와가지고 LP를 보는 척 하다가 춤을 추고 나가는 와 금방 나가서 잠시 후두 번째 촬영 두 번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이야 이렇게 입고 다니는 대학생이 어딨어 패션과?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되게 그냥 디스코 같이 되게 재밌게 촬영하는 신이었어요 감독 김태형 누가 아니지? 우연 뭐 이렇게 어?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뮤비 어, 이틀차 지금 현장입니다 정확하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제가 마음껏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제가 도넛을 사서 먹으려고 할때 너가 너 관, 아 나예요? 어. 네, 네가 사잖아 거기. 라이브 하면서 듣고 싶어요 현장에 나와 있는 제이홉 씨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굉장히 덥고요 그냥 제 옷을 다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뮤비 촬영 세 번째 날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노래 에피판도 들고 와서 춤추고 혼자서 재밌게 노네 는이 아니,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뮤지코는 살짝 어, 옛날 분위기, 디스코풍의 분위기를 어, 가지고 있고요. 아, 가또 아, 산토스 끝나버렸어요. 네. 네. 아, 네, 다이너마이트의 네. 뮤비 4일 동안 열심히 찍어봤는데 네. 다들 어떠셨어요? 아,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되게 즐겁고 활발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뮤비 찍어보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네네네. 네, 네. 옷도 예쁘고 네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냥 즐거워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많이 아,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 정말 신나요 진실 뭐 진실 잘될것 같나요 아고 이거 저희 저희 이번 이 전곡이 그 그거였잖아요 몬이었잖아요. 좀 어두웠으니까 이번에 밝은 걸로 이렇게 촥 저희 이쁜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잘 오케이. 나오겠죠 아마. 자, 뭐 마지막에 나나나 하면서 끝냈죠. 네, 그렇습니다. 5, 6, 7, 8. 나나나나나나나.